안녕하세요 미스입다네 호주 뷰티 여러분 드디어 미스트가 호주에 갑니다 와 아. 데뷔 이후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처음으로 네. 호주에서 단독 콘서트를 아 팬미팅 팬미팅이죠 네. 네 단독 팬미팅을 하게 아, 됐어요 아, 네, 콘서트 자 12월 2일 멜번 Regent Theatre 그리고 아. 네 12월 4일 시드니 빅탑 시어터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호주는 아, 네. 뭐 4년 만에 맞아. 4년 만에 네. 저희가 네. 단독으로 가진 못했었지만 맞아. 케이 네. 콘서트로 한번 간 적이 있었죠. 아, 그렇죠. 네. 네. 호주 처음으로 가는 단독 공연이니만큼 네.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예. 좋아가지고 말을 더듬네요. 그죠? 지금이 지금 새벽이 다가와요?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새벽이 네. 호주는 아, 그렇죠. 네. 어쨌든 호주에 계신 뷰티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 비스트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필 네, 감사합니다. I love 호주.